나오는 것만 보여주세요 20%만 볼게요. 40분까지. 얼리져갖고 포장해서 얼려버리잖아 그러면 소비자 줄 때도 그그 냉장고에 있는 거 있을 거야 그러니까 터지는 거하고 얘들 상관없어 충분히 충분히 버블을 나오는 게 그게 에코지? 응? 에코에서 돈이 그게 나오는 있고 저기가 에코이더라고 나파 가이드 나파 가이드? 에코 에코 이제 가이드인데 에코월드에 들어가는 가이드가 있고 에코지에 에코월드 에코월드가 이름이 아니고 가이드가 이름이고 에코월드는 회사 이름이에요